많은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 전에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환자가 만약에 유두와 유두 사이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이라면 가슴 보형물은 유두 위치에 맞추어서 넣어줘야 합니다. 유두가 여기 있는데 보형물을 안쪽에다 집어넣으면 골만 들겠다고 모양 굉장히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어, 또 수술 전에 가슴 양쪽 가슴을 이렇게 몰아보았을 때 가슴이 적어도 잘 모이고 골이 만들어지는 듯이 보이시는 분들은 수술 후에도 골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아무리 모아도 가운데 저 너무 그렇지만 환자들이 그 수술하면 가슴 사이에 고속도로 났어요 이렇게 <laughs>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수술 후에도 모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유두 사이가 먼 분이 나는 가슴 너무 크게 하는 건 싫어요 저 B컷만 할래요 이래서 작은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 보형물 자체가 가슴 흉곽 전체를 잘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골 만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 가슴 고래관에서는 적절한 보형물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또 하나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흉곽이나 유두의 위치 같은 조건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가슴골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